터벅 터벅 짠 그냥 퍼먹어 퍼먹어 퍼먹어? 퍼먹어 뭐 힘들겠어 아니야 막 교촌집 그 반대고 맛있안 찍기네 그냥 어, 옆으로 이렇게 하자 다시 시작 대박 네, 맛깔나게 구워주세요 <laughs> 맛깔나게요? 진짜 단순하게 꿀이랑 막걸리 그러니까. 꿀 막걸리 감사합니다 짠 짠 정말 튀기지 정말 튀기지 맛있네 요거 한개 이거 맥주 두 개? 어. 네. 어. 어머머머. 제가 원하는 옛날 감성이 되게 낭낭하더라고요. 이게 애기들이 쓰는 카메라인데 제가 샀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고 2만 얼마였어요? 2만 3천 원? 이렇게 SD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근데 2,000원 아 근데 2,000원을 좀 더 가치 있게 쓸걸 그랬어 가치 뭐지? 대통령 앞 하늘이 예쁘다. 우리가 가서 필요한 건 뭐다? 뭐다? 세부 옷이다. 그렇지. 이뻐. 경비. 도서관 책 누가 훔쳐온 거야? <laughs> 헐. 나도 저거 사진 싶어. 저기 하고 싶 아, 저인터 나쁘지 않은데? 길다 저거. 따라라. 우리가 찾은 유일한 반팔이에요. 세부에 돈 때려가는 돈 때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 근데 이런 건 너무 약간 아니야. 저거 골라줄까? 아니 괜찮아. 원담이야? 너가 원한다면 난 너에게 <laughs> 이거를 선. 연두색 가디건. 가디건. 새 네, 가디건 두 개, 3 0원 아, 머리 채팅 네. 기계로 완전 잘 쳐. 유심은 둘다 할까? 아 유심 유심 둘다 하자 음. 제가 빨래를 계속 미루고 살다가 어제 갈아입을 잠옷이 없어가지고 빨래를 했어요